자 오늘은 야외에서 나이프 sharpening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외에서 sharpening 할 때는 휴대용 숫돌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작은 돌로도 sharpening이 가능하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일반적인 Scandi grind 나이프인데요 Scandi grind는 엣지가 평면이어서 야외에서 sharpening 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숫돌이나 뭐 차돌 등을 납작하게 이렇게 연마를 해서 다니면 sharpening을 하기가 쉽습니다 sharpening 방법은 숫돌을 내려놓고 뭐 일반적으로 sharpening 하듯이 날면을 잡아서 미는 방법도 좋은데 어, 오늘 할 방법은 어, 숫돌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나이프하고 숫돌을 들고 샤프닝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숫돌과 나이프를 살짝 담궈서 연마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을 담궈서 연마를 시작하면 좋은 점이 음, 나이프에 묻어있는 이물질도 잘 벗겨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나이프 날 못면은 이런 식으로 닦아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어, 이물질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엣지 부분을 샤프닝 할 때는 숫도를 엣지에 맞춰서 이 정도 꺾어준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잡고 돌려주면 됩니다 때 마무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, 샤프닝은 아주 살살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샤프닝의 경우에는 뭐 약간 마무리를 하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샤프닝을 하면 아주 마무리로 연마가 잘 됩니다 예, 반대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샤프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